안녕하세요. 오늘 아, 무슨 일로 왔어요? 아, 가시가 바뀌었네. 어쩌다가 가시가 바뀐 거예요? 아, 일하다가. 아, 아프겠다. 오늘 빼드려야죠, 방향이. 완벽하시 뺐는데 살짝 양말 살짝 보일게요. 아프지 않으니까 어때 뭐. 괜찮을까요? 오늘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엉덩이야? 이쪽으로 어, 이쪽으로 할게요. 아차. 아, 아프겠다. 아차. 무슨 일 했길래 이렇게 가시가 바뀐 거예요? 나무 자다가? 조식 좀 해야죠. 아무래도 안 돼요? 아, 가시 뺄 때마다 피나네. 원래 소독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가 소독하는 부분 제가 안 나왔어요. 미안해요. 뭐가 가시 박혀가지고 아프겠다. 박혀있는 장갑이나. 어, 아파서 어떡해. 괜찮아요? 어, 뭐 어, 다행히 심하게 다치지 않았는데 이 정도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해요. 진행하다가 이거 가시가 바뀐 건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이거 소독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도안랬지 지금 일단 가시 먼저 빼고 이쪽은 더 붓고 얘는 이쪽인가? 아우별자마다 진짜 미안해 죽겠어 아우 으. 어 아, 왜 이렇게 안 빠져. 다시 한번 디피먹겠나 아, 진짜. 어. 야, 가시가 이렇게 밖에 청소면 엄청 아팠을 텐데. 괜찮아, 정말? 아유, 나도참 고생 많다, 진짜. 이렇게까지 가시 밖에 정도면. 힘들게 생각보다 상처까지 이렇게 나고 많이 힘들었어? 다 그렇지 뭐 안 그래? <laughs> 아유 진짜 수고 수고, 수고. 진짜 많이 했어 진짜로 야 가시가 도대체 왜 이렇게 박혀있는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가시가 이렇게 박혀 정도면 많이 힘든 거 아니야? 으짜 마지막부터 뺐다 야 너무 같아 진짜 도대체 뭘 어떻게 해주서 가할때바뀌었어 음. 야, 안 밑에서 거진 아다 야, 가시 박힌 자마자 피가 다, 피가 나 있어, 피가 나. 아, 진짜. 뭔 내가 풀려 이렇게 피가 나. 음. 피가 날 정도면 나 진짜 힘든 건데, 진짜. 진짜 힘들게 한 거지. 그러지 45kg 뭐가 있을까? 나무만지고 뭐하는 거야? 아 진짜 내가 못해 어떻게 살지? 맨날 이런 친구 두고 있는데 이거 무슨 말하겠냐 하여튼간에 너무 참 덜렁이긴 덜렁이다. 가시 박혀오고 나온 데까지. 기다려봐. 맞을 테니까. 야, 가시가 도대체 몇 개나 박힌 거냐, 너. 진짜. 이런 거못 박힌 거야, 너. 먹고 약국하면 정말 미치겠어 정말 오늘 상태에 와가지고 나한테 상처를 보여주고 오지 진짜 진짜 하몇안 좋아 피부 다 묻는다 그래 당근 하겠다 나 진짜 미안하다 진짜 진짜 방같은 야 물이 뜨네 이렇게 피부에 상처가 지가 좋은 거야 내가 너 때문에 진짜 못 산다. 농담이야, 농담. 야, 다음부터 얘네들 좀 조심 좀해봐 가시가 박혀가지고, 가시 박힐 때까지는 그냥. 완전 나한테 얘기 안 하잖아. 나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해. 뭐 왜 뭐 얘기를 안 해? 힘들면 나한테 힘들다고 얘기해. 그럼. 친구가 너무 좋은 거냐 서로 힘들때 얘기 안 들어주고 그런 거지 안 그래? 친구가 뭐가 좋겠어 서로 힘들때 얘기하고 들어주는 게 친구지 응? 심리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친구 괜찮으니까. 친구 크면 되잖아. 왜안 돼? 이게 왜안 되냐? 그래얘기한거 들어주고 편집에 있는 거얘기한거 들어주고 그러잖아. 친구 잘 모르겠어. 지우지 뭐 했어 화장지 미워 안 괜찮으니까 색깔 뭐가 배수냐? 느낌인데. 뭐 뭔가? 그래서 떨려. 엄마한테 그거 떠대다 하니 생각하네. 그러네. 뭘그 정도 갖고 친구끼리 내가 안 되는 게 어딨어. 하자. 기다리자니까. 별로 문제 없으니까. 가서 너무 귀한다 진짜 이거 뭐, 이 그렇게 잘못했냐? 야, 난 그전까진 아니었어. 그거만 그대로. 음, 자꾸 공장한걸 보는다. 되잖아 음, 항상 할 때마다 그래서 특히 나도 누구한테 내 자신 얘기하는 거를 잘 얘기 안 하고 너희한테 그래 맞지? 항상 얘기할 때마다 난 그냥 나는 얘기만 듣고 있지. 내 자신 얘기는 잘안 하잖아, 너도또 알다시피. 지금 나도 그러고 싶다, 나도. 그러게. 편하게 얘기 쳐놓고. 또 너한테 그렇게까지 하면서. 아니 이거 진짜 다 됐어 이제 다 됐어 가게 막힌 거 그거 나한테 지져받으면서 그렇게 얘기해야 돼? 진짜 너무한다 너 진짜 아, 진짜. 참. 대단하다, 대단해. 일하면서까지 손 다치고, 그것도 가시 박히면서까지 나한테 오고. 야, 좀 시험, 시험, 시험해. 너도. 너무, 그렇게까지 너무. 한꺼번에 막히면 안 좋다니까 적당 해야지 뭐든 뭐든 다적당 해야 좋지 안 그래? 뭐든 다적당 해야 좋지 그것도 넘어버리면 독이야 독 적당한 선이 있지 <laughs> 이 진짜 알았어 어, 나도. 너무 이렇게 얘기하면서 까지 오늘동안 얘기하면서 참으냐 그런 거니까 깜짝 놀랐잖아 방금 원래 그냥 얘기 잘안 하는 사이잖아 네, 그렇다고 뭐 누구한테 내 사정을 얘기한 타입은 아니니까. 그렇지, 나이 먹어, 뭐는 잘안 해. 나이 먹어, 뭐. <laughs> 한번 약속 같은 거 한번 얘기하잖아. 중요한 얘기 하면은 항상 나는 듣고만 있지, 내 얘기는 안 하잖아. 그러게 나도 참 진짜 이현상 상수 다 보고 항상 남한테 나도 상처받고 그랬잖아 상처받을 때마다 차라리 그냥 괴로워서 그냥 죽어버릴까 도 생각했고 차라리 나, 나 하나 없어진다고 해서 솔직히 달라지는 건 없잖아. 진짜. 나 하나 없어진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 나를 슬퍼해줄까? 아니면 나를 찾을까? 인상도 많이 했어. 근데 안 하잖아, 실제로는. 하긴 남이야 뭐 자기 살아간다고 바쁘지 다른 사람 뭐 시간이 어딨어 그런 거 챙길 시간 어딨냐고 <laughs> 진짜 그러게 맞아 항상 그립더 그때가 내가 제일 행복했던 때 그 때가 딱 한 번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행복해게 살고 첫 뭐. 번째는 다 지나갔잖아. 어달 다시. 동물이랑 운동을 하면 찾아오잖아. 운동이 찾아. 다 아, 했어요. 나 다음부터 조심하고 다녀라. 내 손이. 너 저번에도 한번 상처 찢어져가지고 했잖아. 그때도 내가 집어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아, 참. 그냥, 잘가서 다음에 보자 또. 이런는건 뭐지, 이거. 응? 제가 상처 입고 오지만. 상처 이런저런 찔려져 상처 하나 아프고 또 찔려고 또 찔려면 다시 아고 아프면 또 다시 또 다칠 수 있고 항상 조심해 움직이는 당하는 건데 그래 다음 시간에 또 보자 내가 네, 안녕. 뭐자 이런 이런 대답하지 말고 알았어 그럼 잘가